Thank you. 꼬꼬 아직 안 됐어 누나가 꼬꼬 되면 빨리 줄게 알았지?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 속상해 꼬꼬가 빨리 먹고 싶어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꼬꼬 다 되면 하지 줄게 가자 먹어봐 자 브로콜리 페페로 누나가 만든 거 먹어봐요 딱3개만 먹자 많이 먹으면 안돼 진짜 아이고 이거 이뻐 이거 이뻐 뭐라 <laughs> 이젠 당근 당근 당근 자 먹어봐야지 많이 먹어? 넌안 뺏어 먹어 아, 이거 맛있죠? 음, 이거라 마지막 마지막 소고기예요 소고기 소고기 빼빼로예요 자 같이 먹어 딱 세개만 먹고 마는 거야 내일 먹는 거야 이제 이거 잘 먹어 이거 이뻐 이야이야 힘줘 응, 됐어 이제 다 먹었다 다 먹었다 하지 내일 먹어야 돼. 다 먹었어요. 내일 먹어 이제. 에이, 이뻐라. 이거 이뻐, 이거 이뻐, 이거 이뻐. 만든 건 13시, 13시간이지? 13시간인데 먹는 거는 2분밖에 안 걸리는구나. 또 꼬야. 하치야. <laughs> 응? 누나가 또 내일 줄게.